지하철을 기다리며 위에 꽂은 이어폰을 맞추며 윙 시끄럽던 모든 잡이며 걷던 이건 meditation knocking on e heaven's door papillon 원의 탈출 somewhere p a p i l o n 숨 쉬고 시 필요했습니다가 이 공동 묘지 적힌 몇백 명인 2020 다같이 죽은 듯해 이곳에 같이 묻힌 듯해 꼭 지하로 걸어 들어가는 무표정들 마스크 쓴 유령 행렬 90보 보 한 거 없이 또 맞이하는 추위가 오탈의 욕지거리 무심코 뱉어 TV에선 이 시대를 적응해야 된다는 눈 뭘 웃지 못했어 걷다 주위를 살피면 마스크 전문 매장도 바치건 거의 만화가건 가입비면 제공기청정기를 검색하는 호모 사피엔스 무신경 해지는 확진자 림경보 거기 눈 떠진 아침형 인간 공책에 얼어붙은 글자들 여전한 채 다시 겨울 이밤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